제가 이 노래를 추천받고 들었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바로 이야기했죠 야이 노래는 진짜 대박이야 노래를 플레이한 지 1분 만에 우리를 사로잡은 이 노래 후앙뚜이린의 신곡 레미너의 청만네 솔직히 많은 베트남 노래를 들었지만 이번만큼 우리를 만족시킨 노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 뮤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이 노래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요? 지금까지 본 베트남 뮤직비디오 중에서 제일 좋았어 요 지금 시작합니다. 베트남 가수분들은 우리가 봤던 게 다 한 사람 솔로 가수들인데 제일 심플한데 꽉 찬 느낌을 받았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이 한 사람이 되게 지루하지 않게 춤과 어떠한 뭐 여러 가지들로 되게 뮤직비디오를 꽉 채워줬다?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엄청 이제 가수가 밝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잖아요 가사가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되게 긍정적인 노래고 너무 행복하게 봤던 것 같아요 가수분이 뮤직비디오 감독을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감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이런 느낌이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과거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현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색을 좀 화려하게 좀 잘 썼더라고요 각 나라의 문화산업이나 제작 환경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굳건하게 믿는 스타일이야 베트남만의 고유의 색깔과 지금 현재 트렌드와 잘 매칭이 돼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가수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는 내내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나는 이래, 이래야 된다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는 이 노래 가사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어떻게든 이 노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만큼 매력적인 노래였으니까요 처음에 어떤 강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강의실 첫 화면에 칠판에 써 있는 게 이거 보충어 퓨? 이렇게 써 있는데 제목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혹시 이뮤직비디오에 어떤 내용인지를 암시를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활기찬 내용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앞으로 이 여자 가수가 내는 노래는 어, 계속 들어보고 싶다? 궁금증도 생겼어요. 내일 좋을지 나쁠지 그 누가 아냐 이거야. 그러니까 오늘 슬퍼할 시간이 어딨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느낌의 내용, 가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가사를 모르고 봤을 때는 그저 신나는 노래 그저 귀엽고 아름다운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사 내용이 너무 심오해가지고 약간 전율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,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노래다 음, 뭐 계속 칭찬만 하게 되는데 이 안에 남, 그 담겨져 있는 내용도 단순한 그냥 내용이 아니라 뭔가 사회 비판적인 요소의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그것을 굉장히 라이트하고 밝게 풀어내는 그 방식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 중 하나 바로 비밀이 가득한 이스터 에그였죠 병에 걸린 것 같은 남자가 이렇게 뒤에 쉬고 있고 여자가 이제 이렇게 국을 끓이는 것처럼 이렇게 국을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약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는 건지 그런 장면이 나오고 희망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그 가수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다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이제 마지막에 여자 가수가 꿈에서 깨가지고 다시 수업하는 화면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처음에 수업했을 때 있었던 학생들이랑 어 달라져 있어요. 보면 이제 늙은 할아버지도 한 분 계시고 또 옆에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안경 끼고 있더라고요. 그거를 어 딱 발견했는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 그 개그 포인트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네. 알고 싶다 이 강아지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나저나 계속 이어지는 칭찬 칭찬 칭찬 도대체 이 노래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? 그냥 계속 즐겁게 봐가지고 없어요 뭐 딱히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많이 칭찬한 썬뚱보다 좋다고 생각해 나는 어, 어 썬뚱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 썬통도 좋아 썬통도 아 그런 음, 이상한 변명 됐고요 우리는 환투이린도 썬뚱도 그 밖에 우리가 리뷰한 모든 베트남 가수들 전부 사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V팝을 접한 게 처음이라서 어, 굉장히 좋더라고요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그렇고 노래 자체도 너무 신나고 어, 앞으로 많이 찾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춤이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서 추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기대되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어, 어떤 음악을 할지 어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낼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아티스트였던 것 같고 앞으로가 진짜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게 될 것 같은 느낌? 어, 노래도 뮤비도 댄스마저도 우리를 사로잡은 호환 투일인 오늘로써 한국 팬들이 더 늘었어요 이런 좋은 노래, 좋은 뮤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는 이만, 남비엣,